아, 봐봐 봐봐 어떤 입에 나와보려? 어차피 얼굴 가리고 니가 안 가려도 돼 봐봐 야링왜 짖는 소리 나냐? Yeah. <laughs> Thank you.